튀겨서 나오는 고등어. 너무 많아요. 기름 진짜 많네. 가시를 잘 바르는 건가? 네. 그래서 네. 어때요? 음 괜찮아요? 음. 음. 음 집에서 게 생선 진짜 어려운데 맛있으면 자주 사 먹을 것 같아요